조금만 더 써줘요 지금 이대로만 함께해요 그대 모습을 바라볼 때면 충분해 늘고 많은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라라라라라라 주면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아 그만 잘 알까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랑